다시 한번 미등미한데아 준영이 더구나 제가 최근에 키가 또 커서 머리를 띄운 거 아니야? 준영 형이 더 크긴 하다 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, 형 이제 확실히 형이 작다 진짜로? 내가 네, 약간 형 아래로 보는데? 오! 오 진짜로 네가 작다 진짜로? 어. 응 어. 머리 많이 띄운 거 아니야? 아니야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다시 다시 근데 할까 내가 형을 살짝 아래로 봐요 지금 약간 진짜로 아래로 보는 거 아니야? 오욱진이 어, 크다 <laughs> 진짜 텐트 먹고 키 컸나 봐 나도 이제 규빈 형이 살짝 규빈 형이 살짝 더 크나? 네, 둘이 해보면 안 돼? 둘 중에 작은 사람은 이제 키에 대해서 한마디 할 수 없는 거야 아, 서로에게. 아, 용수야. 네가 아, 작다. 내가 조금 더 커. 어. 아,